이상해 보이는 분인데? 커! 천천히 바로 어, 천천히 점프 옳지 천천히 가 가자 말 귀여운 강아지 소야 집에 가자 옳지 가자 옳지 가자 헤헤헤헤 <laughs> そうですね 그러는 거 아니야? 처음이야? 우리 차가 확실합니까? 우리 차가 확실해요? 기다려 우리 차가 확실하군요 어 뜨거웠다 들어가 못 올라가 앉아야지 엎드려 기다려 아이치 아, 여기 다 기다려 앉았어?